이런 얘기 해도 돼? 이분은 전체를 다 앞쪽뿐만 아니라 이제 3자 라인까지도 전부 다 축소를 실명 얘기하 안녕하세요 원장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레아트 성형외과 원장 문성준입니다 원장님 오늘의 주제는 음악 듣기입니다 우선 이상적인 음악 비리와 랩에 대해 알려 네, 오늘의 모델 소개드릴게요. 해 미카엘라인데요. 1대 1대 0 8일대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라고 합니다. 이마 축소술은 어떤 수술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네. 이마 축소술은 말 그대로 이마의 면적을 갖다가 줄여주는 수술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도 따라해보시면 두피를 갖다 이렇게 움직여보면 움직여집니다. 어느 정도. 그래서 이게 좀 잘 움직여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두피를 앞으로 최대한 당겨서 이런 식으로 당겨서 불필요한 면적을 줄여주고 이 비율을 갖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대1 대 0.8로 최대한 맞춰서 황금 비율을 만드는 그런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 원장님 그럼 좀 더 이해가 쉽게 이마가 넓은 연예인 사진을 보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선 첫 번째 케이스는 다나 씨가 되겠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, 3자보다는 전반적으로 조금 비율이 이마 비율이 좀 많기 때문에 네, 앞쪽 위주로 축소를 해주면 좀 더 이쁜 밸런스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, 두 번째는 황정음씨인데요. 황정음씨 같은 경우에는 측두 부위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어, 측두 부위에는 그래도 머리카락들이 이쁘게 잘 있기 때문에 앞쪽 위주로만 전반적으로 내려주기만 해도 상당히 아, 이쁜 밸런스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그 다음 분은 서우씨인데요. 서우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진 또 각도나 사진을 어떻게 찍냐에 따라 가지고 이마 넓이가 좀 많이 달라 보이긴 하네요. 근데 이제 축두 쪽에는 충분한 모발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부분만 전반적으로 축소를 시켜도 좋은 비율을 만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지효 씨인데요 송지효 씨 같은 경우는 각도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약간 3자 헤어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좀 대칭적이진 않아요 오른쪽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올라간 걸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 사진에서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똑같이 앞쪽으로 내린다고 하더라도 오른쪽을 조금 더 내리고 왼쪽을 조금 덜 내려서 비율을 맞추면 좀 더 예쁜 이마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은 전체를 다 앞쪽뿐만 아니라 이제 3자 라인까지도 전부 다 축소를 해야 되시는 분인 것 같고 이 축소량이 상당히 좀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모발이식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는 케이스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배두나 씨인데요. 뭐 충분히 매력적인 얼굴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약간 이제 삼자 모양의 헤어라인을 가지셨을 걸로 추정이 되시는 분입니다. 이런 분들은 당연히 어 앞에 라인을 많이 당기면 삼자가 더 이렇게 부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삼자 라인 교정을 조금 더 우선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. 시스타 다솜씨 같은 경우에 M자 교정만 해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네 이분은 제가 같은 세대라서 아주 잘 아는 분인데요 M자 포인트가 마찬가지로 좀 많이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전반적보다는 M자 교정을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굳이 수술이 추천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정아 씨인데요 박정아 씨는 사진에 따라서 굳이 이마 축소에 대해서 거론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분위기는 해요 사실 이분은 코가 시원하게 뻗어있고 코 길이가 충분히 길어서 이마가 조금 시원한다고 하더라도 비율이 전혀 깨지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박정아 씨 같은 경우는 굳이 이마 축소술을 고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남자 배우로 한 가볼게요 김남길 씨인데요 아주 시원한 이마가 아주 매력적인 배우죠 하지만 제가 또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제 눈에는 또 이 3자가 계속 아른거려서 이 3자 이마 교정만 하셔도 훨씬 더 어려 보이고 좀 더 매력적인 이미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많 사진들을 보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실 연예인들은 이마가 넓어도 예쁘거나 이미지가 호감형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 이마 길이 비율은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많은 미적 요소 중에 그냥 한 부분을 담당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뭐 완벽한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연예인분들은 그 외적으로 다른 부분에서 워낙 예, 특출나시기 때문에 사실 어떤 특정한 포인트가 조금 미비하다고 해서 안 좋은 이미지가 되지는 않아요 결국은 이 한 부분에 대한 네, 비율을 맞추고 밸런스를 맞춰주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마무리 인사 지금까지 레아트 소리학과 원장 문성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